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에 제 소중한 추억들을 갉아먹었던 피본벌레에 대해서인데요 피본벌레를 키워본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댓글이었어요 드라이 플라워 건조된 꽃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표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쌀에서 나왔습니다 이불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기어다닙니다 등등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 바로 표본벌레 제가 칭하는 바로 이 좀비 같은 이 벌레들이 제가 키워보겠다고 실험을 했었는데 바로 약 5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보시죠 자 짜잔 자 이것은 바로 밀기울입니다 하나씩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이 밀기울은 우리 브리더분들 타란툴라나 진해 우리 파충류를 기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숙명이죠 바로 밀기울인데 여기도 번식을 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한번 실험을 했는데 살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여기에 오 여기 시체가 하나 있어 시체가 어, 껍데기인 것 같고요 어 여기다가 꽤 많이 넣었는데 번식을 못했나봐 오 이거 뭐야 야 우선은 오 이거 움직인다 아닌가? 오 이거 사라지도 와와 와, 여러분 아직도 살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있다 와 그래도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우선 밀기율 살아있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여기도 꽤 많은 친구들을 넣었는데요 어 벌써부터 오! 와 그냥 살아있네 바로 보이죠? 여기 있죠? 여기 탈피 껍질 굉장히 많죠? 탈피를 잘했다는 증거고 야 우와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어 야 이거 갉아먹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? 와 생명력이 진짜 강하구나 지금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곡식이나 이런 열매 이런 간단한 이런 사료들한테는 확실하게 먹이가 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붙어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?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주로 먹는 쌀입니다 아, 여기도 번식하면 진짜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와 지금 여기 보면 탈피 껍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먹었고 무언가를 먹고 성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이 껍데기가 들어가서 에러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살아있는 친구들이 오 어, 뭐야 와 여기도 살아있어 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얘네가 생명력이 워낙 좋은 것 같고요 아, 이 친구들 생명력이 워낙 좋은 것 같고 지금 성충은 안 보여요 되게 특이하게도 성충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자 다행히도 성충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애벌레들이 잘 못 먹어서 여태까지 그 애벌레들이 가만히 있는 건지 성장을 멈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생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야 생명력이 진짜 자 그 다음에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게 제가 옆에 하원에서 얻어온 건데 이거 되게 건조돼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? 와 설마 와 이게 이게 탈피를 엄청 많이 한 껍데기는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우선은 여기 살아있는 게 오 있어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닌가? 잠깐만요 건드려 볼게요 여기 여기 화살표 와, 자 여러분들 살아 있었던 거예요. 와 대박이다 살아있네 자 한번 찾아볼까? 어디있지? 어디갔지? <laughs> 야 와, 야, 이거 진짜 어떻게 먹고 살아? 이걸 먹고 산다고? 실화냐, 이거? 와! 내 만져서, 와! <gasps> 저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었어요. 얘네들이 진짜로 꽃을 먹고 살아가는데 건조된 꽃을 여기 안에 파먹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와 와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드라이 플라워 조심하세요 자 솔직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표본인데 제가 이때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와 어, 아직 그, 자, 그 자리 그대로 있네요 여기 기대원 장수풍뎅이랑 헥사페리 친구를 이제 제가 다시 까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와 이게 뒤 가로 보이세요 딱 이게 먹은 흔적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느낌상 항상 보면은 여기 소간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제가 반을 쪼개 가지고 한번 소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벌써 여기 와 붙어 있어 아 어? 뭐야 어? 없네? 어? 못 들어갔나? 어? 뭐야 없어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은데? 아 여기 안에는 아 여기 안에는 지금 파먹지 않았네요 없어요 음 특이한 녀석들이구만 근데 뭔가 느낌이 이거 전에 건데 여긴 엄청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우와 이게 더 많다 야 요거는 아 요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요 기억나시죠 이 머리통 와 네, 마지막입니다 어 뭐야 어 여기는 뭐야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아예 애초에 붙어있어 붙어있어요 이게 우와 야얘 다르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 조금 약간 꼬리가 길고 큽니다 와 여기 이거 와 찰도 토, 되게 토동토동해 어, 너는 뭐 먹고 사는 거니? 어쨌거나 이 친구 한번 이 풍뎅이를 한번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저보고 장갑 끼고 많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어 그건 저에 대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수치예요 장갑 끼지 않습니다 야와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우선 여기 붙어 있죠 어, 근데 좀 징그러우니까 <laughs> 아 솔직히 아, 아무리 그래도 나도 좀 징그러워요 이거를 떼가지고 아 떨어졌어 응? 어? 어 기어간다 기어가 자 이거를 한번 쪼개보도록 할게요 우와 배 쪽을 공략을 아. 와 이게 안에 파고 들어갔다 애들와 대단하다 자 여러분들 제가 풍뎅이를 새롭게 먹어라 하고 넣어놨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에서 이렇게 새롭게 작은 애벌레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안에서 번식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자 표본벌레 뿐만 아니라 지금 네가지 더 보여드렸는데요 그 모두에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봐서는 생명력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 박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좀비벌레는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<laughs> 진짜 퇴치를 100%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우리 친구들 미안하지만 제가 소각 처리 하도록 하고요 어, 너무 망가진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리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이 영상을 추억으로 간직해야겠네요 자 해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